어. 욕하고 싶어 예를 들어 왜 그렇게 꽉 막혔는지 음. 욕하고 싶어 계속해서 내 맘을 긁고 있을 건지 음. Better day, another better day 괴롭게 계속됐다며 오늘은 좀 다르길 바랬어 왜 이렇게 괴롭게 날 괴롭게 너 같은 사람은 좀 없어지길 바랬어 잠잠한 것 같더니 또 하루 사이에 또그날이야넌 또 난리야 응 멀리 할까 마음을 먹어도 또 하루 종일 자꾸 전화야 True true Better day another better day 괴롭게 계속됐던 매 네가 눈치채기를 바랬어 같은 사람은 제발 나보다 더 싫은지도 몰라